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오늘은 또 어떤 예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40화는 위쪽 링크로 40이라 예고편은 이쪽에서 준비 짠! 진나 잡아봐라 결국 미친 거야? 내가 왜? <laughs> 이걸 보면 마음이 달라질걸? 내 손엔 진의 비밀스러운 공책 하나가 있거든 진 저거 일기장 아니야? 멜로디 흉이라도 본 거야? 뭐? 아, 아니 나 일기 안 써. 그럼 가게보인가 그걸 제가 봐서 뭐? 어, 설마? 41화 준비 땅 최고의 작곡가를 찾아라. 현우와진의 밀당 로맨스 기대해주세요. 헛소리 그만하고 거기서! 싫은데... 현우와 진의 밀당 로맨스? 현우와 진의 밀당 로맨스! 뭐 무슨 대체 무슨 말이죠? 현우 오빠가 가져간 진의 비밀스러운 공책은 또 뭘까요?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이건 제게 있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. 빠르게 확인해봐야겠어요. 다들 41화 본편에서 만나요. 안녕!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 thank you!